셔야 음. 네. 제가 어제는 어, 좀 늦게 나오는 바람에 나오자마자 막차가 끊겨서 나온 지 5분 만에 막차 타고 집 갔어요 다음날 바로 혜수와 약속을 잡았어요 제가 너무 억울하다고 찡찡댔더니 만나주겠다고 해서 지금 혜수를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소녀시대 컬러 스키니급 근데 테니스 코트가 진짜 유행이긴 한가 보다 어야 이건 뭐야? 어, 이거 이 색깔 최유정이 입었던 색깔 같고 어, 내건 이렇게 나와 트럼블 다 나온다 아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예 찰칵 찰칵 아니 뭐먹래요 저는요 어... 냉모밀이요 냉모밀이요? 저는 네. 냉모밀을 먹겠습니다 물 마십시다 우리는 네물 마십시다 우리가 왜 냉모미를 먹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는 우런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네. 살이 결찌는 음식을 찾아봤는데 메밀밖에 없어서 메밀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아 yes. 네. 여기 메밀이 맛있고 싸요. 아 yes. 네, 여기서 업그레이드 죠 엄청 어둡다. 떡볶이를. 헐, 떡볶이가 밥통에 있어? 조금만 들자, 조금만. 맛만 봅시다. 이 정도만 합시다. 네, 맛만 보고요. 네. 샐러드를 먹고 싶다. 우 샐러드를. 네. 야채 를 넣어놨고요. 샐러드. 샐러드 먹고. 아, 너 야채 안 먹어? 네, 안 먹어. 저는 편식하니까. 조금만 주세요. 아. 와. 음 진짜 맛있어잘 먹겠습니다 아니 제가 내겠습니다 오 역시 여정상 네 안녕 아니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이랬어 따라라라 따라라라 어때요? 갖고 싶다 언니 이거 좀 2만 원이네요 만화 보셨어요? 많아요? 안 봤죠? 보긴 봤죠 샤워하는 것도 봤는걸요? I can shake up my fanny, I can shake up my can. I'm a tough tootin' baby, I can punch your buns. 거울 거울 응. 거울이 이런 이렇게 낭물이 우와 이거 예쁜데 비로? 응 여기 이것도 예쁜데? 안에 뭐가 들었다 이런 거지 초점 안 맞아 고민이다 이것은 바지 살까 말까 고민이다 이게 무엇이지? 음. 아, 멜론을 직접 재배하셨나요? 네, 제가 직접 키워가지고 잘라온 겁니다. 아, 진짜 잘 만드셨네요. 이게 정말 맛이가 있어요. 이걸 먹으신 분들 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가셨습니 아, 세상에. 여장님도 한번 드셔보시죠. 요거 통통 진짜 오랜만이다. 사장님은 하겠습니다. 귀엽게 부디 솔직히 내가 제일 귀엽다 아니다 빠밤 빠밤 <laughs> 뭐야 아닙니다 저도 기운 사람 얼마 안 돼요 예를 들어 누가 있습니까? 솔직 이렇게 변종이 변종이 되려고 일단 자기가 귀여운 거 인정하는 정지한 그 말고 다른 남자에게 눈, 눈독 들인 적이 있다 없다 어, 양심적으로 우리 회사 양, 눈 돌릴 사람 있어요? A few moments later 패스? 편집할 거예요 솔직히 요즘 나의 인기를 실 공주 요정이고 공주 요정 안녕? 난 공주 요정이야 콩콩을 이제 구독취소 구독취소 오 마이 갓 e v e r y b 소리 질렀냐 냠냠 아 이상하게 삽니다 사람들 사람 이상해게 봅니다 혜수 씨가 저에게 엘모 반지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아싸싸 어 클럽이네요 예 춤춰 에블바리 에블바리 클럽 클럽 에블바리 쏘리 예예 예 이상하게 쳐다본다 저희는 이제 집을 갈 거고요 집 가서 잘 겁니다 피곤하니까 총 얼마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지름실에 와가지고 다 질러버렸습니다 한 오던 어디고요? 어디고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